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 교촌치킨에서 신메뉴가 나왔어요 치즈 트러플 순살치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뼈가 없어 그냥 순살치킨만 나왔어요 순살 재고가 많이 남아 <laughs> 어쨌든 트러플 치킨이 나왔습니다 트러플 치킨 하면 뭐 처갓집 슈프림 트러플 양념치킨도 있었고 뭐 트러플 짜파게티도 있었고 해서 트러플 제품들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교촌에서 <laughs> 드세요 <laughs> 트러플 치킨이 나왔는데 가격은 19,000원이고 배달비 2,000원을 추가해서 저는 21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트러플 하면은 아 짜파게티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치즈 트러플 치킨이랑 먹으면은 맛있지 않을까? 짜파게티도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죠 자 가볼까요? Let's go! 트러플 치킨 먹을까? 이건 왠지 먹어보고 싶었지 강렬한 트러플 향이 내 방 가득 울려 퍼지네 홈사운드 음,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트러플 향이 진짜 진하게 나네요. 조금은 인공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러플이 어디 갔지? 트러플 향이 난다고?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, 이 향이 트러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강렬하게 전달 해줍니다. 트러플 샤워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쓰리라 참아요. 일단 스리라차 마요 소스를 찍어 먹으면 트러플 치킨의 장점이 싹 사라집니다 향이 싹 묻히면서 그냥 스리라차 마요 소스에 찍어 먹는 순살 치킨 같은 느낌으로 변해서 저는 조금 별로인데 소스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트러플 샤워 소스는 둘이 찍어 먹었을 때 괜찮았어요 요거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얘가 좀 상콤하게 이렇게 딱 살려주면서 약간 살짝 리셋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 친구는 괜찮았습니다 같이 먹는 게 음, 여기서도 역시 트러플 향이 강하게 나네요 어, 트러플 치킨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, 일단 저는 맛, 맛있는데요? 좋은데? 아 저번에 손잡이 있는 앞접시를 써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바꿔봤습니다. 아니 짜파게티에 트러플 듬뿍 뿌려서 먹는 느낌에 고기 식감까지 더해지니까 <laughs> 좋은데요? 근데 얘는 다 닭가슴살인가? 약간 그런 느낌인데? 거의 다 약간 요런 가슴살 같은 느낌인데? 가슴살 텐더 이런 느낌인데? 진짜 닭가슴살 재고가 많이 남았나? <laughs> 근데 맛있습니다 일단 먹어보니까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한 덩이가 있으면 3등분해서 그한 조각이랑 같이 먹을 때 맛있습니다 그럼 가위를 가져오는 김에 아내도 한번 불러서 시식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자기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해줄게요 맛있는데? 음. 맛있지? 응. 그치? 이건 트러플 샤워 소스 음, 괜찮다 맛있지? 응. 음. 어, 이번에는 스리라차 그 싹 사라지지 응. 전혀 뭐 이게 없지 그지 응. 트러플 느낌 없지 응. 이게 제일 개운하다 음. 그래서 있는 것 같아 혹시나 느끼하면 이렇게 먹으라고 입 사이즈에 맞게 줄게 맛있지? 응. 어, 엄청 맛있더라. 응. 근데 여보, 이게 응. 퍽퍽살만 있어요?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. 그치? 응. 촉촉살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? 아, 그럴 수 있겠다. 나는 퍽퍽살 좋아해서 좋거든, 여보. 응. 퍽퍽살만 있어서. 응. 나 저거 소스 한 번. 여기 빡빡해, 여기? 응, 나 저거. 저거 하얀 소스 한 번만. 또 찍어줘요? 다 먹어볼래. 맛있네. 응. 나 그런 마요네즈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잘 어울려. 잘 어울리지. 음. 뻑살인데 맛있는 것 같아. 그 짜파게티랑 먹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이고. 어, 나도. 그치? 그래서 짜파게티 촉촉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한 입만 더 줘도 더, 뭐, 더 먹어도 돼? 어떤 조합으로 줄까요? 짜파게티 조합. 네. 음. 맛있지. 음, 짜파게티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다. 제일 맛있지. 이, 이 조합으로 나온 나온 치킨이다 이거는. 음. 저보다 sparkling. Sparkling이야? 응 어, 어 투명한 색이네? 응 그거 갖고 이제 가면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난 빨리 가라고?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네 음. 제가 짜파게티를 먹어보니까 이거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짜파게티를 한 다섯 개 정도까지 커버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먹으니까 그래서 한 4명에서 하나 시켜서 짜파게티 한 다섯 봉지 여섯 봉지 끓여서 같이 먹으면 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